아아나 나 나 나 나나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아, 말 들어드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2020년 3월 1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개신기해라오 개신기해라오 옆집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바로 옆집 이 바로 옆집에 메인 장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가보도록 하죠 뭐지 응, 어, 민가촌이긴 한데 아, 나 지금 나가기도 애매해 지금 여기서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분들러 지금 나가기도 애매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간 버리셨죠?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 잡을게요 스타트 고고구마넘버 지금 또 맛있게 가자 신속히 이동 가라 다음 걸음 뭔 소리야? 여러분 잠깐만요 세다 그 집벌 아, 다 씨발 무서워갖고 열 수가 없네 진짜. 덮쳐볼까봐 잠깐 집 보러 왔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방금 또 자, 방금 자자자자자자 방금 이 모양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확실하시죠? 뭔가 꼬여 있었어 방금 이걸 하니까 방금 도망갈 구멍 없어 나 무조건 걸렸어 빛 이빨 익혀 시청자분들 오해 없게 여러분들 다 잡으세요 사각지대 없습니다 바로 잡아버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바로 잡, 잡을게요 사각지대 없습니다 하나 둘 사각지대 없어 커튼 어따 못없 잠깐만 사각지대 없어 다 잡어 도망 못 가게 싹 잡어 상디 상디 상디 상디 아. 나와 클로젯 새끼야 씨. 어디 계세요? 할아버지 방금 말씀 방금 말씀하셨죠? 2층에 계신가요? 2층에 계신가요? 혹시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죠? 여러분 불 켜졌어요 아까, 약간 불, 아까 마지막에 꺼졌던 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씨 마지막에 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안에 누구 있다 제가 혹시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,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? 혹시 제 제발 잠깐만 뭐야 뭐야 어? 여기 진짜 벌써 와미쳐버렸다 진짜 김밥! 아! 도망가지 마! 아! 도망가지 마! 아! 아 잠깐만 아아아아나 나 나 나나 아, 아. 아, 아.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네,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몸에다가 오곡 팥 그것을 말고 댐비 한 대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? 조금만 댐비 한 대만 저 입구에다가 문턱에다 하나 드리고 제가 저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예 예. 지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할아버지 저 얘기 들어드릴 준비 됐습니다 뭐 찾고 계시죠? 그러시죠? 제가 손주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태워서 드릴게요 자 담배는 일단 둘게요 여러분들 일단 둘게요 잠깐만요 냉장고 소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잠깐만요 분명히 계속 아까 전부터 말씀하시는 게 안경을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거 화재 안 나게 잘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파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셨죠? 화재의 위험 때문에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아직 계시잖아요 알고 있어라 아직 계신 거 원하신 걸 들어서 별 반응 없으신가요? 하게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. 이제는 뭔가 나는 이제 끝 마무리를 좀 제대로 짓고 싶은 거예요. 이걸 태워달라고 이게 조금 가지고 가실는지 아니면 그냥 저기 찾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 다시나안 오지. 어.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막판에 솔직히 저 오늘 좀 큰 기대를 했습니다. 댐베도 잘 타들어가고 하길래 오늘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. 대화 되겠다. 이거 100%다. 했거든요. 그런데 아 막판에 좀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